어 뭐야 누구야? 뭐야 뭐야? 잠깐만. 아 네. 아, 아 동주 물냉면. 오. 와. 알람 설정까지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응. 방송 방송하자 네, 저 한번 먹어 매워요? 가고 싶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진짜? 왜 왜 나? 아, 아 매워서? 아 제가 그때 아마 다시 안 먹겠다고 아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소포가 완전 죽겠는데요? 그 나는 물냉 먹을게 아 근데 여기 물냉이 진짜 맛있어요 버스는 매운 거잘 먹잖아. 매워도 아, 운 시원하잖아요. 잘 먹는 것보단 좀 좋아하지 나는. 그러니까 난 되게 잘 느껴. 나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잘 먹는 것보단 좋아하는 건데. 근데 그 정도 홍선두님도 매운 거잘 드시는데 그 정도면은 나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 아마 아주 매운 맛까지는 먹을만 할 텐데. 어 나왔다. 어? 벌써요? 우리 안, 어, 주문 안 했는데 나왔어. 뭐야? 2 단계라고요? 잠깐만. 가, 가, 가, 가 이제. 2 단계. 1 단계요 이게? 네 이거 1. 아하. 어? 자 일단 반반씩 나가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육수 따로 주시네. 아. 아. 맛있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1단계? 냄새는 고수인데? 이게 두 개가 1단계라 그랬어. 너무 좋다. 어 이거 이게 1단계래요. 뭐지? 뭐지 이건가? 뭐지 약을 파세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고단수인데? 1단계부터 먹어봐야 먹어볼까요? 근데 여기서 호선우님이 먹어봤잖아요. 이게 1단계가 기본장 2, 매운 거 1. 1단계가요? 어, 1단계고 아. 매운 게 반대로 매운 거 2, 기본 1. 음. 지금 네. 2단계죠 2단계, 2단계 1단계. 아, 아 이게 달걀이 다르네. 아, 뒤집고 안 뒤집고. 어. 아, 그걸로 네. 차이를 주는구나. 아닐까요? 아, 매운 것도 일단 저가다 뒤집어서 나가는데 지금은 약간 몇 개가 뒤집어졌고 아주 몇 개가 안 뒤집어졌고 아, 아! 와. 안 뒤집힌 게 진짜 예리해 2단계 2단계 2단계 어 맞네 <laughs> 위 보호를 위해서 달걀 먼저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응. 계란부터 이걸 먹으면 이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음? 잠깐만요 <laughs>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laughs> 잠깐만요. <laughs> 여기 묻은 양념장이 혀에 닿자마자 너 얼굴 피나? 오! 얼굴 벌써 뭐야, 진짜? 너 얼굴 피나? 오! 얼굴 벌써 뭐야, 진짜? 오! 아우 진짜? 너무 다른데요? 1단계만 더 먹자. 어 1단계랑 2단계랑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근데 벌써 양념 색깔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난 비비기가 무서워 지금. 이거 그 1단계예요. 음, 1단계. 1단계는 뭐. 요만큼만 묻어있어도 될것 같아. 맛있어? 음.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음. 음. 1단계는 음. 안 매워. 1단계도 매운 비빔면이야. 매운 매콤한? 아니 근데 경험을 안 해봤잖아. 경험자라 나는 물래. 내가 왜 똑같은 걸 근데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눠 먹어요. 저도 그 방송 때 촬영 때 먹다가 촬영 때 먹다가 생거 먹었어 에이 땅게요. 에이 오버다. 음. 저 바로 2단계. 몇번 떠는데? 나도 2단계 한 번 먹어보야겠어안 끝나는데? 아 거의 뭐지? 왜 안 맵지? 제가 2단계를 먹어볼게요 아 네. 저는 참을만 한것 같아요 <laughs> 저도 아까 이런 아, 안에 딴게 먹고 아까 그랬다니까 <coughs> 이거 아닌데 이거 그냥 2단계 같은데? 아, 아이고 난리 오빠 2단계 안 먹었잖아 응 근데 2단계 <laughs> 안 먹었는데 이 정도야 어떻게 와 진짜 매워 저 물냉 하나만 주세요 아, 매워 매워 저는 근데 진짜 입에 넣는 순간 그냥 거의 미각을 잃을 정도로 매울 줄 알았는데 참을 정도예요. 응. 참을 정도예요. 돈저 반대.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laughs> 미각을 잃을 정도예요. 아. 아. 집에서 먹었을 때보다 여기서 먹는 게 육수가 더 진한 느낌이라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양념장은 똑같아. 써. 어. 약간 쓴맛이 아, 아까 나고. 써요. 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약간 매운맛 1단계까지가 딱 추천할 맛이야.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냉면 되면 물냉보단 비냉. 아. 비냉밥.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맛을 알아봤으니 3단계. 드세요. 이거 2단계까지 있지 않아요? 마지막 도로시 불맛이. 매운 양념장으로만 만든 원래는 아주 매운맛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도로시님이 즐겨 먹던 매운 양념장만 다 넣은 도로시 맛이 멋있다. 아. 도로시 불맛 맛을 보겠습니다. 어, 그, 그게 더 아, 매울 거예요? 안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매울 어. 텐데? 오늘 촬영 안하시라고 어, 아, 안돼 안돼. 그게 더 매워요. 아 진짜 그 정도야? 궁금한데? 해볼까? 아 이거 이걸로 해봅시다 이걸로. 음. 어나 했는데? 역시. 오히려 이거보다 안 매운 2 단계보다 어? 안 매운 느낌인데? 잠깐만요. 지금 오지 않아요? 나 지금 오고 있어. 나 마비된 것 같아. <laughs> 진짜로? 진짜 사라진 것 같아, 저 눈이. 이미 아까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맵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게 이거를 떠서 펴한 데에 됐는데 어. 그 부분만 뜨겁고 아파 구멍 난거 같아 지금 막 어, 그냥 그 부분만 뜨겁고 아파 아 근데 이거 그 마른 멸치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얘 마른 어, 멸치 멸치는 무슨 죄야 <laughs> 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그냥 1, 2단계랑 색깔 농도 차이가 달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와. 자신감이 오. 붙었어요 듬뿍 듬뿍 한입 가득 듬뿍 듬뿍 한입 가득? 도전 미쳤나봐 얘좀봐 아 근데 진짜 용감하시다 진짜 너 좀 이따 배 아파 음 천천히 오네 아, 근데 정말 쓰네 아싸 매워서 별로 안 매운데? 2단계가 더 매운데? 한번 음, 먹어보자 음. 그냥 2단계랑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써요 어우 이렇게 독한 것 음, 생각보다 음, 음. 괜찮다니까요? 어, 왜 그래? 궁금하게 음, 음, 음. 진짜 2단계가 더 그래서 몰라 그러면서 지금 <laughs> 너눈 촉촉해 지금 아니 이게 진짜 그게 있네 음. 그쵸? 아, 안 맵다 아니 우리 진짜 안 매워 야 일단 맵보도안 매운데? 안 맵다니까요?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야? 왜 그러지? 아니 왜 그러지? 이거 나, 나 먹이려고 다 이러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 고생들 한다 진짜 아 진짜 1단계보다 앞네 아이고 그. 아니 이거 진짜 막 먹어도 될것 같아요 막 드세요 드셔보세요 아니요 막 드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딱 단무지도 같이 해가지고 아우 이거 완전 액기스인데? 양념 제대로 묻어있는데? 여기 맛있어 어. 아 근데 이게 속이 조금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효과 이거 거지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laughs>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어머.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음. 근데 한 입까지예요. 나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어. 알지? 매운 거 먹고 물 먹으면 물이 매워져. 초기화 되면서 매운맛 맞아, 맞아, 맞아. 자 빨리 속을 달래줍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돈가스 요래야 이제 속이 좀 달래지지 아 이게 돈가스네 아 진짜요? 음. 음. 아 보니까 정말 맛있다 고기가 되게 두툼하다고 그래요 음. 음. 이거랑 비냉이랑 먹으면 음. 음. 이거 어, 진짜 맛있네. 여기 돈까스네, 돈까스. 여기 돈까스 돈까스인데? 응. 고기도 두껍고 겉에 튀김이 안 눅눅해서 좋다. 소스도 어, 맛있어. 응. 어때 좀 달래지고 있어요, 지금? 응. 괜찮아. 아, 좋아. 응. 와. 살겠다. 여기 와서 제일 맛있게 먹고 있어, 지금. <laughs> 진짜. 이제 식사하신 거 같은데? <laughs>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거 5,500원에 물냉 3,500원 두 명이서 만약에 오면 먹으러 오면 이 돈가스에다가 비냉 뭐 매운 거 음. 먹고 싶으면 매운 거 2단계 2단계 2단계 물냉 이렇게 하나씩 어, 어, 진짜 세트 메뉴가 있어요 어머 너무 아, 싸구나 아 물냉 돈가스 5,500원이야? 너무 싸 아, 진짜 싸네 1단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단계도 충분히 비빔냉면들 중에서도 매워요 2단계는 엽기 떡볶이 매운맛 정도인 것 같고 3단계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은 매운맛 일반 그 시중에서 맞아요. 찾기 힘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매니아 맛 괜히 이름이 도무지 불맛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갤포스 꼭 드시고 먹는 게 안전, 안정상 좋을 것 같고 어 내가 블랙맨 4 0 0 0원을 그냥 바닥에 놓고 가겠다 <laughs> 그러한 젓가락에 거의 4,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저는 사실 이걸 먹으면서도 혀에 닿자마자 느낌은 맛있는 비냉의 양념 맛 같은 달콤하면서 아. 매콤하면서 약간 어, 숙성이 잘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매운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뭐 모르겠어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지 저는 어, 2단계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좀 안 뜨거운 돈가스면 정말 완전 만족할 것 같아요 입덕? 응난 이뻐 저는 1단계에다가 돈까스 1돔 라면 2돔 나는 물냉에다가 돈까스 라면 2돔 잠깐만 점점 송중기님이 없어지잖아 점점 없어지고 있어 자 돈까스 돈까스만 아니 나는 참기름 물냉도 맛있었어 저도요 저도요 양념 없이 저도, 그냥 저도. 육수의 면도 되게 괜찮았어요 모보랑 돈가스 어...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그럼 우리 위장량 먹으러 갑시다 위장량 먹고 네. 다음 거 어. 갑시다 갑시다 얼른 가자 나 약이, 약 필요한 것 같아 <laughs>